계란이 신선한 게 아니라 그런가 잘 풀어지는데? 동영상에서는 너무 신선해서 안 풀어진다고 그러던데 <laughs> 그러니까 안 신선한 거지 안탄 건데 그 정도는 야 내가 저, 저 저거보다 안 됐어 저거는 안 탄 거야 야, 야 어떻게 이런 식의 내로남불이 ててどのくらいかなこじゃな。 안주 맛고 맛있어. 다행이네. 음,